앞들인 거야? 안삭? 이짝삭? 안짝 안짝 이 알짝 삥 아이고 잘했어 만나 삥 삥. 그치?

엎드려 같이 엎드려봐 77번 아빠 뒤집어 아빠 빵야 잘했다 아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こいらない。ここいらない。ここいらない。ここいらない。早くじゃれさー。だよ。島が。だりゃ。おとぎだり あいちはー。いや赤ちゃんです。